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릭맨입니다 오늘 메뉴에 세 박스 맥놈을 준비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전해 볼게요 발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랑 허쉬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아 여기다가 허쉬 초콜릿도 뿌렸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라라흐마라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Thank you.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최대한 많이 먹어봤어요. 제가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